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 해도 내 맘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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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와 힘을 주죠 내 가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 언제 우리 다시 또